It's by Amber. 어, <laughs> 오늘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러 가기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 겟레드 이미 영상을 따로 찍었었는데 지금 도 얼굴이 진짜 많이 보였거든요? 근데 그 전 영상은 제가 완전 자다 찍어가지고 화장을 하는데 얼굴 붓기가 점점 다른 거예요. 그래서 그 첫 영상을 너무 쓸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. 일단은 빨리 준비를 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화장을 시작하도록 할게요. 이거는 클리오 킬커버 광채 쿠션. 오늘은 그냥 제가 항상 하는 daily 메이크업 할 거예요. 원래 친구들 만나러 갈 때 화장을 잘 안 하는 날도 많은데 오늘은 화장을 좀 하고 싶으므로 그때 그 영상 열심히 찍었는데 진짜 얼굴이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열심히 찍었는데 말이지 다음은 이 팔레트 쓸게요 Catrice 팔레트 가성비 좋다고 해서 한번 사봤어요. 이 색상으로 눈두덩이 전체를 발라줄게. 오늘은 약간 peach peach하게 아예 전체를 다 이렇게 깔아줘. 눈두덩이가 안 나보이도록 베이스만 깔고 그 다음은 여기 제일 핑크빛 나는 색으로 쌍꺼풀 라인만 발라줘요. 이렇게 쌍꺼풀 라인만 반대쪽도 똑같이 해줄게요. 이렇게 해줍니다. 끝부분은 이 제품으로 해줄까요? 이거는 미샤 dual blending cushion shadow. 이 제품 엄청 편하게 잘 써요, daily로. 화장 급하게 해야 될 때. 이게 좀 연한 부분이고 이게 진한 부분이거든요. 근데 저는 그냥 이 진한 부분으로 항상 여기 끝부분만 이렇게 살살살 이렇게 찍어주고 손으로 blending. under랑 좀 이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엄청 편해요. 이렇게 끝부분만 옮겨주고 그래서 저 급할 때는 항상 이렇게 화장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쓱쓱. 이 앞부분도 그냥 쓱쓱. 이렇게. 반대쪽도 꼬리 부분만 칠하고 손가락으로 blending 해줘요. 좀 정교한 맛이 없긴 한데 daily로 빨리 하기는 진짜 편해요. 여기 눈 앞머리도 이렇게 해줘. 근데 이게 양 조절이 잘 안 돼서 조심하셔서 발라야 돼요. 아니면 거의 뭐 멍든 사람처럼 되기 때문에. 그리고 눈썹을 그려줍니다. 사, 사실 눈 화장 그렇게 공들여서 안 해요. 이번에도 이 페리페라 스피디 스킨 이브로우가 얇고 잘 그려진다 해서 사봤는데 어, 저는 정말 호예요, 호. 극호. 너무 괜찮아. 가성비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. 그리고 브로우 마스카라로 여기만 고정해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줘요. 이렇게. 그냥 한번 결 방대 방향으로 발랐다가 원래 내 눈썹 방향으로 한 번 더 쓸어주고 그리고 이 제품은 제가 평소에 진짜 잘 쓰는 제품인데 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그냥 글리터용 대체해서 쓰고 있어요. 과하지도 않고 딱 포인트 줄기 좋아가지고 엄청 자연스럽게 잘 발려가지고 좋습니다. 이것도 그냥 세일할 때 하나 사봤는데 생각보다 엄청 좋더라고요. 그래서 거의 맨날 바르는 것 같아요, 요즘. 이제 치크 바비브라운 제품이고 프레시 멜론 색상 엄청 많이 썼죠? 그만큼 잘 이용하는 제품이에요. 크림 제품이라서 붓도 따로 필요 없고 급할 때 이렇게 손으로 막 톡톡톡톡 쳐주면 너무 좋아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. 가지고 겉부분은 쿠션으로 테두리 정리를 해줘요. 다음은 이제 립을 바를 건데 이 제품은 마몽드 제품이고 벨벳 코랄 색상인가? 이게 사실 원래 되게 실제로 보면 좀 nudy하거든요? nudy한 색상인데 화면에서는 엄청 쨍하게 나와요. Shading. Shading은 절대 안 빼는 마스크 벗을 일 없는 이상 또 불수 이만큼 썼어. 없어요, 이제. 겉에 부분만 쓸어준다는 느낌으로 바릅니다. 또. 또. 그 코 shading만 하면 이제 끝납니다. 음, 이제 이번에 브러쉬 샀는데 너무 귀엽죠? 봐 너무 귀여워 그냥 쿠팡에서 브러쉬 쳤더니 에뛰드 제품인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귀여운 맛에 쓰고 있어요 그 부분은 눈썹 머리부터 그냥 콧등은 좀 쓸른다는 느낌으로 해줘 끝은 또 반대도 똑같이 콧등은 쓸어주고 끝은 뾰족하게 보이는 게 좋아서 이렇게 이렇게 해줍니다. 이렇게 이렇게 메이크업이 끝이 났습니다. 별거 없을 정도로 너무 보안 이제 만날 시간이 다 돼서 전 빨리 고데기를 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일찌감치 친구들 만나기로 했는데 꼭 정각에 만나는 게 없죠. 우리 그녀들. 셋다 노트북이다. 셋다 노트북. 어. 수업하고 뭐 공부할 때만나 돼서 항상 끝은 술이야 어. 그때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항상 술 근데 뭔가 애들이 다 하는 일이 다 진짜 제각각이니까 뭔가 힘들다 했을 때 그 감정은 위로를 해주되 근데 일에 대한 그 무게는 다 모르지 않을까? 각자 각자 얘는 하지만 솔직히 저는 베푸는 게 아니니까 그냥 서로 아, 힘들게 하겠다 힘들면 하지 그냥 친구니까 친구가 힘들다 하니까 그냥 공감해주고 난이 정도인데 뭔가 그 분야에 있어서는 100% 모르니까 솔직히 말해서 음 이걸 뭐 니가 항상 네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적응이 안 돼. 그렇지. 저 원래 네일을 진짜 안 하는데 손 보일 일이 너무 많아서 원래 답답하지만 해봤는데 지금 지금도 너무 답답해. 나 오늘 네일 새로 했어요. 네일 자랑. 깨알 자랑. 됐다. 색은 버건디고요. <laughs> 哎呀！哎呀！ 둘이서 봤어요.